It is good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I want to thank Reverend Dr. O for the, the wonderful warm welcome and the invitation to see with our own eyes 아, the 오정현 목사- morning prayer service that we have heard about all over the world. <laughs>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초청해 주신 오정희 목사님과 사랑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d it's a special joy for us to be back in South Korea. 아,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 place near and dear to my family's heart. 아, 저의 가족에게도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And as I heard the thunderous songs of praise. 방금 우리가 이 정말 천둥과도 같은 찬양을 들으면서 I thought of that second lieutenant who came here so many years ago. 수년 전에 이 땅에 하사로서 방문하였던 우리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A man of faith.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Who came here along with many other Americans. 다른 많은 미국인들과 이 땅을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and stood shoulder to shoulder 어깨를 마주하면서 with Korean soldiers, 한국의 병사들과 함께 in part to win this people the freedom to live and worship as you are doing today in freedom.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 싸우신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And it's also a special joy to be traveling with the most wonderful woman I've ever known.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여인 중에 한 명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특별한 일입니다. She is a Christian school teacher. 어,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이시자 an accomplished artist. 아, 아티스트로서도 매우 성공한 분이시고요. A pilot. 그리고 파일럿이십니다. 기장이시고요. She is the uh, mother of a United States Marine and two accomplished young women. 아, 이 마리인의 어, 어머님이시기도 하고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십니다. And she is the brand new grandmother of the most beautiful little girl in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녀의 할머니가 방금 되신 분입니다. If you join me in welcoming Second Lady Karen Pence 캐런 To our 펜스를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to Korea. And it's deeply humbling for me to be here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저를 겸손하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in South Korea these last few days alongside someone who is so deeply admired.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 분과 지난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The ministry of Dr. Billy Kim has impacted lives across Korea, the Asia Pacific, America, in the world. 한국과 환태평양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지역에서 김장하 목사님의 사역과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e is a workman approved, rightly able to handle the word of truth.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받기에 합당한 자로 증명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And on behalf of the millions of Americans whose lives you have touched for our Lord and Savior, Dr. Billy Kim, 주님의, say thank you.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김장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At the end of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told a story about two men.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마치시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And two days. 그리고 두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While I have had the great privilege to serve a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Governor, and as a member of Congress in my country, my path to public service was, shall we say, not exactly straight. 제가 미국에서 주지사로 또 의원으로 또 부통령으로 섬기게 되는 여러 날들 속에 그 곳까지 가는 그 여정은 아, 순탄치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Because I have been both men.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nd I have lived both days. 그리고 그 날들을 살아왔었습니다. I was raised in a church home, maybe like many of you. 저는 여러분과 아, 많은 부분 같은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But it was not until my time in college that I began to meet people who simply called themselves Christians.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였을 때입니다. I saw in them a joy and a peace that I was lacking in my life. 그들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강을 저는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n 1978, at a Christian music festival, 그리고 1978년 아, 기독교 음악 캠프에서 it was as though I heard the words for the first time that God so loved the world 주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처음 듣는 것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might believe in him might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And sitting on that hillside in the rain, 저는 비가 내리는 그 언덕 위에서 my heart was broken with gratitude. 감사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For what had been done for me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rose and I walked down that hill and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personal Lord and Savior.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And it's made all the difference in my life.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But as I began my life and my career and met my beautiful young bride. 그리고 제가 제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6 years ago. 36년 전인데요. And she doesn't look any different today. 그리고 그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I didn't take time in my life to do what Reverend Dr. O and this church have purposed to do, and that is to put into practice. 저는 사실 제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오정혜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 걸음을 걷지 못했었습니다. 제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그 걸음을 걷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At the end of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speaks of such.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He says,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ds his house on the rock.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풍파가 몰아칠 때에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그러나 그 주처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But then he said,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It'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Early in my life, I began my pursuit of a political career.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 이 정치계에 입문하기 시작했습니다. But I allowed myself to be caught up in the rough and tumble world of politics. 그런데 그 정치의 여러 가지 그 소용돌이 속에 제 자신을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Rather than turning the other cheek and walking the extra mile. 제가 제 뺨을 돌리고 심리기를 더 갖추는 것 대신에 we responded in kind.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to our critics and our opponents. 우리의 공격자들과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곤 했습니다. At the end of those early efforts in politics, I had not just lost elections, I had lost my self respect.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 시절 가운데에서는 단순히 선거를 패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패배를, 패배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I understood that I hadn't just let down my constituents, I had failed to live up to the, my calling.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을 실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And so my wife and I purpose then to rededicate ourselves and our family to following the Lord. 그리고 저희는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With all our hearts, all our minds, all our souls, and all our strength.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 뜻,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Like all of you, we, we looked at the scriptures about prayer and we put them into practice.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기도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Lord tells us to pray without ceasing,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that the prayer of the upright pleases Him,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That our prayers reach heaven, His holy dwelling place.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the effective and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eth much. 그리고 의로 사람의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so in my own life, I sought to emulate my wife's deep faith.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깊은 신앙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hope it will be said when my time comes 그리고 제 삶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에는 people would look at my life and say he was a man of prayer. 아, 제 아내를 보면서 그 사람은 정말 펜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 also became challenged to read his word.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nd not read it for inspiration, but read it for instruction. 그저 감동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읽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When the Lord tells us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s and all our souls and all our strengths,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is Word tells us that we love God by following Him.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By being yoked with him. 그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곁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And we draw that from his word.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Psalm 1 tells us that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But it says plainly tha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And then in, and then a promise of the ages.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He'll be like a tree firmly planted. 물레 농산에 심겨진 나무 같이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Whose leaf does not wither.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Whatever he does prospers.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I must tell you that I I gave my heart to Jesus Christ as a young man. 저는 젊은이로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는데요. But through hard experience in our life, I I came to understand I needed to give every day. 그러나 제 삶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나의 매일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And it's made all the difference.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After disappointment when we were young, 젊은 날 여러 가지 실망을 경험한 다음에 blessings came.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And I don't speak of wealth or houses or 저는 그저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influence. I speak of Michael and Charlotte and Audrey. 아,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클, 샬럿 앤 아드리라고 하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 had a sense in that time in my life that my calling was clear. It was from Genesis 18. 저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그, 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where the Lord speaks uh, about Abraham and his promises to hi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and says, I've chosen him 내가 너를 택하였다. to see to the members of his own household that they would do what is right and just.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족들의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So that the Lord would fulfill his purpose for hi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came to realize at that time in my life, God's calling for me was to love my wife. 저는 그 당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To be the father he was calling me to be. 그것이 제가 따라가는 그 길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And he put us wherever he needed u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있어야 할 그곳에 계속 저희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The blessings that followed that are hard to describe. 그 이후로 찾아온 여러 가지 복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he dreams that we thought were gone 우리에게 사라진 것 같은 그 꿈들이 came back.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Doors opened without us pushing on them. 우리가 열지 않았던 문들이 우리 앞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And all along the way we saw God's grace.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여정을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You know, we live in very challenging times. 지금 우리는 매우 큰 도전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war in Eastern Europe. 동유럽을 지금 전쟁이 덮고 있습니다. New provocations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그리고 이 한반도에도 새로운 도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It's an easy time for even believers to be discouraged. 사실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을 상심하기에 매우 쉬운 때입니다. But remember, we are told, do not worry.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Jesus said,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What shall we drink? What shall we wear?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He says, but seek first His kingdom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and 그의 His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as 그리하면 well.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려 주시리라. So do not worry about tomorrow.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I I come before you today as an uh, imperfect Christian 저는 여러분 앞에 완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who's been on a journey 저는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since that day in 1978. 1978년 제 삶을 드렸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But I hope my story might be an encouragement to you that you're on the right path. 여러분 그러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옳은 길을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In your own personal life.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And in the life of this great nation. 그리고 이 나라의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I truly do believe freedom is the foundation of our two great nations. 저는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기초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But the foundation of freedom is faith. 그리고 그 자유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And if we will, in our own lives, in the life of your nation and mine,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이 두 나라의 삶이 맞닿아서 rededicate ourselves to being men and women of integrity.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Live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I believe the fragrance of your testimony will continue to change lives all across this nation and change its future as well. 여러분의 간증의 향기가 이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Over the mantle in our home from that first successful campaign 저희 가정의 그 요람과도 같은 그 첫 번째 선거 운동에서부터 we have uh, we have had a verse 아, 저희는 한 구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was recited in this program today. 그리고 아까 봉독을 하게 되었던 그 구절입니다. My wife gave it to me when we decided to follow the Lord. 제 아내가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다음에 저에게 제시해 준 구절이었습니다. And try our hand one more time at serving him in public life. 그리고 다시 한번 공적인 아,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였을 때 다시 한번 떠올렸던 말씀입니다. We put it over the mantle in our little home in Indiana. 그리고 저희 집에 가훈으로 인디아나 주에 써 놓았습니다. It was over the mantle of the governor's residence. 그리고 제가 주지사로 섬길 때에도 그곳에 적어 두었습니다. And for four years it graced the mantle of the vice president's residence in Washington D.C. 그리고 제가 워싱턴 D.C.에서 부통령 시절을 지낼 때에도 동일하게 거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It's Jeremiah 29:11.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plans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We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we know who holds the future.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모르지만 미래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And I am deeply humbled today. 저는 정말 오늘 겸손하게 됩니다. To have the opportunity to come before all of you just to give you a word of encouragement.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의 삶을 잠시나마 남을 수 남을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습니다. When we put ou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So be encouraged, church.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all. 여러분을 축복합니다.